보통 사람들이 생머리로 머리를 묶을 때보다 웨이브에서 머리를 묶을 때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음. 집에 있는 아이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 이용하시고 웨이브로 파마가 돼 있으시면 훨씬 더 좋으시고요 내가 딱 죽은 부분에 블록을 나눠서 이런 끝이 뾰족한 빛 같은 걸로 그 죽은 부분만 빼꼼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위에서부터 넣으면 너무 여기가 겉이 매끄러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부분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넣어주신 부분을 내리고 난 다음에 약간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물퉁불퉁한 것도 없고 그러면 여기만 볼륨 이렇게 살짝 살짝 이 뒷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 빗을 이용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빼주면은 뒤가 이렇게 볼록하게 볼륨이 이렇게 살거든요 자기 머리를 이용해서 고무줄을 가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맨 밑에 머리를 이용해서 위로 돌려서 밑에 머리다 딱 놓고 실핀을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돼요